오늘은 아유랑 뽀요가 미용을 하러 왔어요. 이따 이렇게 예쁜 목걸이도 해줄 겁니다. 아유는 미용을 대기하고 있네요. 머털두사 아유는 사람을 참 좋아요. 성현이가 물론 잘 챙겨주기도 하고요. 뽀요야 너 거기서 뭐하니? <laughs> 아유 말도 잘해. 자, 뽀요가 미용을 먼저 시작했어요. 음, 미용 이름은 베들링 컷이라는 건데요. 대부분 미용을 하기 전에 강아지들을 보면 이 눈 옆머리랑 턱 밑털이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미용을 굉장히 추천하는데요. 이 미용은 옆이랑 밑을 싹 밀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미용을 하기까지의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미용이죠. 이렇게 귀 옆을 싹 밀어주면 진짜 깔끔하고 미용 되게 오래 갔더라고요. 늘 보아쌤이 수고하십니다. 아 다음은 천사 아이유가 미용을 하고 있어요. 자, 저렇게 길었던 입털이 엄청 엄청 짧게 잘라지죠. 이렇게 깔끔하게 잘잘잘 잘라주면 얼굴이 주먹만 해져요. 부럽다. 귀여워 아유 아유를 불렀는데 뽀유가 오는 건 뭐죠? 아유? 오늘은 아유랑 뽀유가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음,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셨다면 좋겠습니다 네. 여기 봐 뽀유 깡깡 아이 빨 좀 들어 이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!